했나? 아, 5분 전이다 했나? 벌써 5분 전이요? 우리는, 우리는 5분 있다 로 나가야 된다. 말도 안 돼. 빨리 여기 저기 청소해야 돼. 진짜 그때 나가야 돼요, 그래서? 그거 할 거야, 안 되고요. 너 항상 뒷북이 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애초 말을 안 해. 안 돼요. <laughs> 솔직히 얘기했습니다. 솔직히 난 시간 돼가지고 얘기하면 뭐하나. 어떻게 안 되는데? 가만히, 가만히 좀 먹는다고 이것도. 얘기를 해야지. 영상이라고 했어, 엄마. 혜민. 야, 눈 비싸. 장난 아니다. 안녕. 안녕. 찍고 있으면 구경하는 척이라도 알겠지 아니네 자네 뭘 길래 살겠어 엄마, 엄마도 앞치마 세요 앞치마. 응? 그렇네. 여기서 가게 있는 거 보니까. 맛있겠죠? 근데 전체적으로 음식 짜다. 엄청나게 짜서 괜찮네. 맛이 어떻죠? 맛있어요. 엄청 맵지도 않고 괜찮네요 생각보다. <laughs> It's not 뛰어야지. 뛰어. 현장 구경해야지 여기가 어디 갔냐 현장 여기가 들어보세요 그럼 뭐 어때? 클로즈 브이로그는 뭔데? 앞에 이거 다 잘라내면 그게 브이로그지 빨리 뒤로 더 가봐 얼굴 너무 크게 나와 더 가야 돼 좋아 말해봐 이런 목소리 들려 더빙해서 넣 되지 아. 마카오 안녕 꺼내서 아, 봐봐 어, 그 Thank you.